니들 다 재수없어. 아, 내 말이 틀린지 아닌지. 나? 물린 거지? 아, 아니, 아니라니까. 이거 아까 수영이가 휘두르는데 뒤에... 아,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러네, 도대체. 아, 너 물린 거 맞잖아. 물린 거 아니야. 긁힌 거야. 확인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서 확인해. 긁힌 거냐? 긁힌 거 맞아. 확실해. 선생님도 봐주세요. 물린 자국은 없고 긁힌 거네. 다행이다. 나연아, 네가 잘못한 거야.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. 됐냐? 아, 됐냐고 물어보잖아, 지금. 네. 병서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고. 야, 이나영. 병수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내, 빨리. 미안해. 죽어버리면 될 거 아니야. 니들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니야? 아, 저 새끼 삐졌네. 그렇게 좀 해줄래? 너네도 다 이렇게 하면 괜찮지? 어? 씨발 뭐죠? 아유 저 독한 새끼 저거